사람들이 말하더라 새것 마냥 기회라대 Innocent as newborn in vain 비빈 내기 착하더라 사람들이 말하더라 전혀 저거 이상했다 머릿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Do you know 어떻게 맛을 clear 어떻게 씻어내는 건지 술 냄새와 담배 연기 키스 이기 안샤 오늘 했던 거짓말과 어제 던바데션 Do you know 어떻게 맛을 clear 다 비누로 씻어내는 거지 비누 깨끗이 씻어내면 상처 입은 것들 다 씻어내면 그 속에 든 이쁜 마음이 보여 너랑 나랑 같이 비누하자